1으로나 삶은 아 중단이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먼저 껴 처음 보네 씨. 야 내가 졌니? 말이 안 되는 거잖아! 와 뭐야 이거 <laughs> 와 진짜 신기하게 받았다 철거 아닌 줄 알았어요 와뭐 이렇게 멋있게 받노